이곳은 슬루퍼 앨범 자켓 촬영장입니다 지금 상일이 형이 촬영 중이고요 상일이 형을 확대해보겠습니다 어, 제발 초점 좀 어, 잘생겼습니다 빛나요 잘생긴 척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잘생겼지만 더욱더 잘생긴 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메리카노와 한 잔의 여유 근데 저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촬영하는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면서요? 저 호일 같은 걸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세빈 씨는 얼굴이 반짝반짝하잖아요 아닙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좀 쉬고 있어요 어차피 때문에 너 참 머리 맛있게 생겼다 머리요? 포도예요 포도 포도 형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응. 머리 닿으면 이거 포로, 포도색으로 물들어요 물들여줘 물들게 해줘요? 난 너로 물들고 싶어 아. 아 쓰리샷 형 네? 올하얀색이네요 올화이트예요 올화 올화이트는 솔직히 순백한 남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정할게요 근데 저는 무슨 남자예요? 너는 좀 마음이 멍들었어. 어? 멍들어서 <laughs> 시퍼렇게 지금, 멍들었어. 어, 시퍼렇게 멍들어 보라색도 있고 어, 이제. 수현 형은 어? 얼마나 멍든 거야? <laughs> 수현 형은 수현 형 어디지? 수현 형은 파랑인데. 아 파랑색이구나. 네. 아이 저 형은 마음이 푸른 거지. 음. 어. 너 근데 여기 긁힌 거야 뭐야?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자다가 긁었나 봐요. 누가 긁었어? 네. 몰라 아, 세민 씨왜 울고 계세요? 아, 실제 왜 때렸어요? 아 진짜. 보여가지고. 어, 아까 우성 씨 카메라 가, 가까이 갔는데 카메라 쳐다도 안 보던데요? 아 이거요? 네. 아 진짜요? 네, 와서 갔었어요. 언제 언제요? 아까 그 꽃 들고 처음 초반에 찍을 때. 아 진짜요? 네. 아, 아그 예. 촬영을 할 때는 촬영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어, 역시 집중력이 대단한 네, 남자 저는 프로니까요. 네. 꽃을 들고 이렇게 촬영했는데 어땠어요? 꽃을 든 남자죠. 어. 근데 저 저희 나이 때 약간 그런 게있었거요 중학교 때는 그게 엄청 유명했거든요. 꽃을 든 남자. 이준기 선배님이었나? 그리고 안정환 축구 선수. 아 맞아 안정환 선배님도 막 그게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맞아 이거 물 이렇게 어, 차를 하면 <laughs> 그 그댄 날 그댄 날땡 그댄 날땡 그댄 날 섹시하지 않아 그댄 날 섹시하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해봐요 네? 그젠날 아니야 아니야 섹시하게 그댄날 <laughs> 노잼 노잼을 쳐려 왜? 이 자식이 형한테 말버릇이 어? 야나 그래도 많이 재밌어졌어 많이 어? 일본 가서 유머 강화 좀 키우고 왔어요? 수현이 형이 나 재밌어졌대 아 진짜요? 어. <laughs> 언제? 언제라는데요? 세빈이 힘들어요 세빈이 너무 힘들어요 아 세빈이 힘들다 <laughs> 세빈이 힘들죠 <laughs> 아 정색하지 마요 아나 <laughs> 제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 현장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향해 가고 있 이제 맞아요. 한 컷만 아. 남았어요. 네, 예. 세 번째 책장이니까 저희가 차켓 촬영 또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고생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이번 컨셉 어떤 것 같아요? 아 이번 컨셉 굉장히 멋있고 네. 저희 스누퍼의 아주 굉장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음. 아주 좋은 앨범이라고 계절에 걸맞는 맞아요. 봄에 잘 어울리는 이렇게 네. 또 또 타이틀곡 제목이 튤립이잖아요. 맞아, 맞아. 튤립이 지금 의상은 좀 이렇게 좀세 보이는데 맞아요. 사실상 많은 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음. 네. 이건 튤립이 아니지만 이건 뭐예요? 근데 죄송한데 얼마 <laughs> 가죠? 네. 다른 의상들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음. 그래도 되게 부드럽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부드럽거나 또 혹은 강렬하거나 한 그런 튤립의 모습을 한번 네, 표현해 볼게요. 지금은 약간 꽃샘추위의 느낌이거든요. 음, 오케이. 오케이. 자켓 촬영 골든타임 이게 몇 분입니까? 이게 일본 자켓 촬영 골든타임 몇 분입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인지 이게 영국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어 약간 영국 느낌도 나, 나긴 나 어때? 영국, 영, 영국식 영화 한번 해줘 Hello? Thank you Bye What? <laughs> <laughs> What? 형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식 영어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그쵸? 발음이 약간 What? 약간 미국 water 이건데 water. 미국 약간 예, 영국은 우, water 약간 이렇 water water 우, 우어터예요? 우어터? 우어터 우어터 우어터 우어터 give, give me some water 아 그렇게 하면 물 달라는 걸로 아, 아 그래? 그지? 에이 물좀 주세요 give me some water 몰아드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give me some water 지금 시각 4시 28분 자 보여드려 오후 4시 28분 드디어 네 드디어 저희 자켓 촬영이 모두 야, 네, 끝났네요 네, 드디어 저희의 앨범 튜립 새로운 앨범 튜립 새로운 타이틀곡 튜립 새로운 타이틀곡 아 튜립 앨범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앨범 이름 맞춰보기 난 치, 어. 나는 뭘 볼까? 나는 난 플라워 치킨. 나는 나는 나는 약간 왠지 봄 약간 스프링 들어갔을 것 같아. 요 스프링 들어갔다. 어, 그죠? 저는 왠지 이번에 세빈이가 또 보라색 머리라고 빨간색 머리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스누퍼의 곡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체인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아 체인지 네 이번에 슐릭과 함께하는 그런 촬영에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저희 어, 새로운 새로운 타이틀 곡튤립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네, 사랑해, 주시고 사랑 계속 해주면 좋, 좋으니까요. 멋있는 사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튤립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이라이트 스포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